따라따라따 따라따라따라 인간 데이지와 인간 새싹도 있어요 패브릭 포스터 더 자연 친화적인 약간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약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음, 움직인 것 같은데? 새싹의 이름이 유정이에요 유정 유정이에요? 응 음. 새싹을 보면 못 참는 버릇이라가지고 저는 야! 여기는 노시면 아시다시피 네. 기관총 혹시나 모를 걸 대비해서 가봉메고 있어 네 귀엽다 그리고 또 영수가 여기서 너무 더워가지고 수영을 하고 있네요 여기 데드풀도 있는데요 이 데드풀의 숨겨진 비밀 저금통이에요 근데 이거를 저희 네. 그 실장님께서 주셨거든요 선물해 주셨는데 네. 돈을 꽉 채워서 주신 것 같아요 무겁 묵직했어요 네. 기타도 있고요 기타 한번 쳐주세요 아니 그렇게 말고 그 그렇게 말고 그렇게 말고 핑핑아 오 어, 소리 좋다 딱 징징 가는 길은 집이 필요해 하나 둘셋내 마음이 도착할 때 너의 길 속에 원해 더 느려만 해 잠시간을 작업실을 옮겼고요 네 좋은 곡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궁금한 게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어, 한 방에 이렇게 다 보여드리면 어. 나중에 그 기대감이 없어져요 그치 여기 그럼 다음에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어떤 네. 장비들이나 그런 것도 있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